어, 원샷형이 없어서 그래? 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거 하지 마. 오빠 이번에 원샷이겠죠? 반샷 안 돼요. 반샷 안 돼요. 제가 오빠는 아니고요. 세 살 동생입니다. 누나. 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아 원샷 원샷 원샷 원샷 근데 쟤도 걔 하나씩처럼 되는 거 아니냐? 두 애니 원샷 원샷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원샷 원샷 귀여웠다 야 대우 들어가 아, 아. 야 취했으면 얼른 들어가 자빠져 자 바라니까 다시